안녕하세요 소피아입니다 얼마 전에 차밍의 초당옥수수 솥밥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초당옥수수를 한번 먹어보라고 갖다 줬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켰거든요 근데 좀덜 여물었어 그래서 얘로 아이스크림을 해먹으려고 합니다 재료는 옥수수, 생크림, 우유, 설탕, 타피오카 전분 저는 좀 약간 단짠을 원하기 때문에 단짠을 위한 소금 설탕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설탕은 160ml 설탕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약간 여러 레시피를 봤는데 소금이 들어가는 레시피는 잘 없더라고요. 대충 그리고 타피오카 전분을 넣으면 젤라또처럼 쫀득한 아이스크림이 된대요. 근데 저도 이걸 처음 해봐서 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3 테이블 스푼만 넣어줄게요. 그리고 초당 옥수수 옥수수 대랑 옥수수도 엄청 달콤한 스프 냄새가 나. 바로 냉동실에 넣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조금 식혔다가 냉동실에 넣어야겠다. 어, 뜨끈뜨끈해. The next day. 오 옥수수 냄새나 잘 얼었는지 한번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단단한데? 좀 도, 뒀다가 먹어야 될 것 같아 다들 조금씩 뒀다가 먹도, 먹긴 하더라고 어. 어 근데 진짜 좀 쫀득하다 먹고 싶은데 한번 먹어볼까? 오 어, 진짜 쫀득해. 근데 아까 살짝 먹어봤는데 엄청 진짜 쫀쫀해. 어. 너무 쫀득한데? 쫀득함이 느껴지시나요? 그럼 한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맛이야. 그 옥수수 아이스크림 있잖아, 옥수수 모양. 음, 소금 넣기를 잘한 것 같아. 단짠에 좋아. 진짜 엄청 쫀득해. 이게 한 번도 안 저었는데 이렇게 쫀득하게 되는 게 너무 신기하네 근데 엄청 달아 소금이 들어가서 엄청 달아요 맛있어 힐 먹어봐 옥수수 넣은 거 괜찮은데? 그치 옥수수를 갈아서 넣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 좀 부드럽게. 옥수수를 엄청 많이 넣었거든요. 이 안에 다 옥수수거든요. 반은 갈고 반만 알갱이로 넣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 살짝 치즈 맛 같은 느낌도 나. 이게 좀 짭조름해서 그런지. 여기에 타피오카 전분을 넣었잖아요. 타피오카 전분 없으면 감자 전분이나 칡전분 넣어도 되거든요. 근데 옥수수 전분은 안 된대요. 옥수수가 태양 밑에서 자라는 애라서 차가운 데 들어가면은 이게 버석버석하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옥수수 전분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옥수수가 엄청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엄청 쫀득쫀득한 느낌도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살얼음이 살짝살짝 껴있는 느낌? 만약에 엄청 부드러운 느낌을 좋아하시면은 옥수수를 빼고 다른 뭐 초콜릿이나 녹차가루 넣어도 맛있겠다. 다른 재료를 첨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우유랑 생크림만 넣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최근에 집에서 우유랑 생크림 꿀만 넣어서 몇 번 섞어서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긁는 게 엄청 귀찮고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확실히 진짜 아이스크림보다 샤워 같은 느낌이었는데 근데 이거는 안 긁어도 되고 머신도 필요 없으니까 진짜 만들기 쉬운 것 같아요. 어 근데 나 너무 배부르다 이거. 한 덩이만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두 덩이를 넣어가지고. 아무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